우리 집 길고양이 꾸꾸 오늘도 맛있는 음식 해주세요 이세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 해주세요 <gasps> 이기면 위너 초코 케이크와 스트로베리 밀크 만약에 진다면 루저 파프리카와 워터 오늘은 어, 어떤, 도전인가요? Today is the 풀업 챌린지. 턱걸이 도전? 턱걸이? 어디? 이 아. 오케이. 풀업 챌린지 렛츠 고! 짠!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 하자. 안내기 나이보. 마이 네임 이즈 현빈. 풀업 챌린지. Bye. 플럽 챌린지 슈퍼 사이언 bike. Let's go home. Go to the home. Winner! My cake! Oh my Paprika King. Uh. 아 너무 맛없고요 아 죽는 줄 알았네 아니 그걸 네 개를 먹으라고 도대체 뭐 어떻게 먹으라고 嗯。 <laughs> good. 找一个挖地。 아프리카 음 먹방 포식아 Thank you. 토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타민 엄청 맛없는 걸로다가 면역력을 키우고 와서 그나마 잘 먹고 있습니다. 원래 먹기만 해도 토했는데 지금잘 먹고 있어요. 바이바이 아 바이바이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